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처음에는 본인이 생전에 하던 대로 몸을 일으키게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무겁게 느끼는 등 일어서기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몸이 무거우면 좌우가 동시에 무거운데 반해 영혼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란 영혼은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해보기도 하지만 영혼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엇인가가 보이기도 하는데 죽은 가족이나 죽은 지인 등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종교 지도자가 보이기도 하고 신이라고 느끼게 되는 사랑으로 가득한 빛의 존재를 보기도 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아닌 둘이 되어가면서 육체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육체에서 분리되어 빠져나온 영혼은 가족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자신의 죽음에 당황하던 영혼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이성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49일 정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생전에 갈고 닦은 영의 수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여 적정한 하늘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 배치되는 곳을 세분화하여 나누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가벼운 경우입니다. 생전에 몸과 마음이 비워져 몹시 가볍고 높은 의식 상태에 있는 영혼은 사람이 죽어서 배치되는 하천, 중천, 상천, 성계 중에서 하늘 위로 계속 오르면서 상천이나 성계로 가게 됩니다. 이곳으로 배치되는 영혼은 높은 의식 상태를 지닌 존재이며 행동할 수 있는 반경도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무거운 경우입니다. 생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하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던 많은 영혼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살아서 놓지 못하고 집착하던 많은 것들을 죽음에 이르러서도 놓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무거워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몹시 무거워 땅에 발을 딛고 서지도 못하고 자신의 몸조차 지탱하지 못하여 지하세계로 떨어져 내리는 경우입니다. 보통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곳으로 하천을 의미하며 하천으로 갈수록 낮은 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반경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나누면 대충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